Hey, hon. n a おねるクリスマスにかちと外でデートしようという話になって今準備していますちぬりわよあどこホワイトクリスマスじゃないかな 日本人の夢あ진짜韓国もさ크리스마스 데이트는 많이 해요? 크리스마스 데이트는 당연히 많이 하지 근데 일단 무엇보다도 사실 에? 나니? 수비 중어? 사이즈요 아저씨가 끌고 고쿠하쿠스를 듣기 응. 아, 공원에서 탁 그, 끌고 그 손을 잡고 딱 눈을 보고 I love you라고요? 違うそれ私じゃない誰それスミス 스미스 씨 아니야? 그때 제가 하늘에 있는 달을 손가락 딱 가리키면서 한마디를 했죠 응, 음, 오네가시마스 Look at the moon 뭐? <laughs> 제가 일본어를 모르고 그리고 한국어를 몰라서 저희가 처음에 영어로 대화를 했었어요 처음에 커뮤니케이션 했을 때는 문 か일단考えないで自分が하고싶은말만하고있어서単語だけをチャチャチャチャって並べて그냥コミュニケーションしてた記憶がある。영어를커뮤니케이션을하면서오타가인이조금무적하신코토바가있었고이스픽데요이그리시어플리케이션은온센인식키오측한테하나스니포커스를시다데요코토죠교훈은이이그리시어플을한미나상의쇼카이시나가라제가이치니짜이그리시대하나시를시테미오가도모이마스예예이 그 흑이 히기까지 어린이집에서 크리스마스 하면 어린이집 선생님이 이인이 와요 오. 산타 할아버지 분장하고 음. 근데 그게 되게 무서웠어 왜요? 아따신이 산타 할아버지는 그냥 홍로 낙하대 야사시 애가 어떨까 손나이토인데 음. 타고 손톱이 사이각세 구라이 뭐 바이트 소리토겠지? <laughs> 매가 고압 같아 어 약간 매도 좀 맨도 코사인 것 같기도 하고 ちょ조금타바코의匂이가좀많이났 <laughs> 던것같아リアルさ。私が小さい時プレゼントが25日の朝ペゲの横にある、うん、でセーラームーンのステッキをお願いしたんでセーラームーンわかるあセーラームーン、うん、セーラームーン이거보십시오이그리시는하치원이뭔데이거セーラムーンセーラムンセーラムーンセーラームーンのステッキあるじゃんそれお願いして来てて嬉しくてやんまりオプシー走って怪我した、うん 上を見ながらサンタクロースも飛んでくるじゃん「サンタさん! <laughs> 」それしてパその時鹿児島大地震が来て <laughs> 何どうめてたそれ心が温かいからねイグリッシュで心が温かいんでイグリッシュで h o a r m i n g My heart is <laughs> Speaking 사라남기기초1당 거기에 그 시츄에이션 같은 게 있을 거야 아! 아! 코레시탈!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 특히 한국 음식, Korean food 완전 핫한 거 알고 계시죠? 나 사이즈가 아래미다 하고 미다 그냥 내댓글을 더 키가 Do you like Korean food? Do you like Korean food? Do you like Korean food? 오케이가 <gasps> 어, 됐다. 맞아. 음. 오. 아뜨니까 이렇게 보세요. 저는 중국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I really like j j a j a n 고 가야죠, 긁고 가죠 중국 음식은 Chinese food.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말하면서 배우는 영어 공부 스픽. AI 음성 인식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영어를 배워보세요. 스픽만의 야심찬 기능 발음 코치 한국인 100만 명의 발음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잘못된 내 영어 발음을 정확하게 피드백 받아보세요. 미쳐오셔래네. 멋있는데요? Excuse me. 대뽕 연습. May I help you? 또 이야. 와 맛있겠다. 먹자. 좀만 기다려. 피자 나 같이 먹자. 피자 나 같이 가. 같이 먹자. 먹자. 같이 먹자. 먹자. 영어로요. 영어로. 영어로. Let's eat. え画面지금見た時ここで雪が降ったら激励いると思うこれグリーンスクリーンでできないしてみようグリーンスクリーンやめよう一回してぬぬんさらもここに징글벨 징글벨은 일본어 난데 징글벨 징글벨 징구르 마을을 또그 시나요?

출출하다 출출하다 아, 출출? 너니, 요 네. 아, 그러니까 I'm little 출출 <laughs> Is anyone hungry? Are you hungry? Is anyone hungry? Is 배고픈 사람이 없어요라고요? 출출하다 이런 건데 네. 근데 약간 진짜 아메리카 대 시카고도 가 있지 진짜. 나만은 아메리카 아, 진짜 미국 크리코 아니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발한 3단계 수업 현지 원어민 선생님들이 직접 제작하여 실제 미국에서 쓰이는 팔딱팔딱 살아있는 영어를 배워보세요 꼬치는 방법도 있음 <laughs> 왕초보, 기초 스피킹, 육아 영어, 회사 생활 영어, 면접 영어 등 실제 현지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표현들까지 봐봐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은데? 크리마스 기념데 뭔 할까? 어 좋은데 좋은데? 후크하고 아우 후크하고 아우 네, 이 세계 無理だ 無が봐도無理だ 無理や 너무 훨씬데? 그러니까 하나씩 될 것들 하나씩 맞춰야겠다 응? 일단 한이를 줄여서 한이라고도 해요 아하. Hey Han, can you pick me up at the 아하. station? Hey Han, can you pick me up at the station? 미칠 그 거울 Hey honey 불만두가어딨어나불만두인데아니간장먹고됐어어신이모델을와재밌네これから話したいことがありますんでよ。何？えー、はん。 Honey? Hey, Hon. Can I take your money? 아니, 허니문요? 아니, 지금 Hon, Hon, Hon. Yes! Yes! Let's go! 아니, 유행잖아요. 아니. 아니, 이거 왜, 너무 핸디크인 줄왜 이러고 있는 거야?

시청 <laughs> 와즈랬다 잘또 와즈랬다 그래서 여기 또 실전 연습이라는 게 있어요 실전 연습 어, 근데 실전 연습 누구한테 했어요? 아니 여기서 지금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연습 이제 실전을 할 때 연습 외국인과 만나면 머릿속이 경식이 볶음처럼 하얘지는 당신을 위해 외국인과 대화 연습을 할 수 있는 실전 대화 수업 다양한 상황에서 외국인들과 대화하며 실제와 비슷하게 연습해보세요! Hey, it's Alex. 안녕, 어떻게 지내? Hi, how's it going? Hi, how is it going? 오, 근데 그렇고 지금 시간이 2시 20분 <laughs>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잠자야지 빨리. 알렉스도 전화가있어서죄송해요いい。でも確かにこれね話するのにいいやん本当話さないと全然わからないからやっぱ話す部屋でだね確かにアギたちもねアギたちも最初単語クレームより話す季こからするやんそれならアギしましょうということ私アギしますか 언어 공부는 무엇보다도 역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쿠키 커플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스피의 깜짝 선물 영어 외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책 플리즈